안녕하세요 라면 먹고 카시라, 카시라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미니 오믈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을 준비합니다 여기 자 그럼 계란 하나를 넣,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하나로 하는 거예요 미니 오믈렛이니까 하나만 그리고 계란을 저어줍니다 생각보다 세게 해주셔도 밖으로 안 튀기니까 한 1분 정도 저어주면 됩니다 많이 하면 좀 더 부드럽긴 합니다 기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유를 25cc 정도 넣겠습니다 우유 25cc가 어느 정도냐면 한 일반 숟가락으로 4숟가락 정도 저어주시고 저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소고로만 하셔도 되고 혼다시로 하셔도 되고 소고기 다시다 조개 다시다 오늘은 어, 계란이랑 좀 잘 어울리는 조개 다시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다시다 한 꼬집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후추 후추는 그냥 기호에 맞춰서 저는 후추 좋아해갖고 많이 넣습니다 다시 저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자, 네,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그릇을 랩핑 해줍니다 끝과 끝이 맞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됐을 때 이제 주먹으로 눌러서 눌러 천천히 눌러주시면서 공기가 조금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게 끝부분을 살짝 살짝씩 빼줍니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쏙 들어갈 수 있어요 <laughs>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숯불 오목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그 계란물 계란물을 이 위에다 넣어줍니다 좋아 줌 좋아 어 이쁘게 잘 됐다 그지? 어. 전자레인지에 50초 돌려 놓겠습니다 어, 15초 남았습니다 어? 기다리는 동안 50초가 지났습니다 꺼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란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네, 랩핑을 뜯어서 뜯어서 4분의 1씩 접어줍니다 4분의 1씩 접어서 끝부분을 꼬집어 주시고 이거 잘, 잘 찍어야 돼 꽂집 주시고 끝에를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짝 돌려주시고 돌려줍니다 속에 촉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 어이 뭐야 터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아왜 터졌어 <laughs> 어씨 자, 이렇게 해서 1분 정도 이렇게 냅두면서 모양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 풀른, 풀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벗겨질 수 있게 어이 안에 봐봐 이거를 요 상태로 한 번에 뒤집어 줘야 됩니다 으이씨 그리고 풀어줍니다 이야 살짝 이렇게 틀어주시겠습니다 접시를 살짝 제 쪽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해줘 뭐, 한 먹어. 예. 응? 이지 진짜 맛있는데요? 아, 진짜 맛있나?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계란 요를 먹을 때는 안에다가 이제 야채 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제 계란의 부드러움만 느끼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던데? 진짜 맛있습니다